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전에 왔던 바로 우리 할아버님 계시는 곳 해수어 이준 해소연구원 또 왔습니다 짜잔 자 여기 온 이유는 딱 여기 보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신비한 물을 할머 할아버님께서 이게 발명품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해파리가 죽어서 해파리 사육장에 제가 키우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신비한 물을 이렇게 만약에 사게 되면은 물잡이가 거의 없이도 바로 키우고 싶은 걸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신비한 물이랑 생물을 사러 왔는데 안에 또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어떤 생물이 왔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추억의 장소로 한번 또 찾아왔죠 자 오랜만이네요 짜잔 자, 와, 오랜만에 왔어요. 제가 오늘, 제가 저번에 왔을 때, 사실 할아버지가 지금 식사하고 계셔서 인사를 안 했습니다. 자, 제가 전에 여기서 할아버님이 이 물을 판매하는 걸 봤어요. 이 물이 물이 잡혀있다 해가지고 옮기면은 금방 사육할 수 있다는데 이 물을 조금 있다가 챙겨갈 겁니다. 오! 여기 또 이게 브라운 슈림프 네. 야 여전합니다 네 뭐야 왜 구피니? 안녕 어 이쁘다 안녕 안녕 안녕 어얘 색깔 되게 이쁘다 우와 우와 이거 이거 뭐냐 오 요거 요거 요거 물속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 얘 되게 이쁘다 나 얘가 이쁜데 오 그려놓은 것 같아 그냥 쥐치같이 네 쥐치같이 생겼는데 아,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 이쁘네요 사실 이 친구들은 제가 키우기는 좀 작은 어항이에요 그때 여기 사진에 보이는 해파리 키우던 수조였는데 아쉽게도 그 해파리들이 죽으면서 좀금 소주가 비기 때문에 물잡이가 되어 있는 물 그 다음에 제가 원하던 게 뭐냐면 짜잔 바로 이 새우입니다 이 새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점 찍어 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입양도 해갈 건데 이거 할아버님에게 이 친구 사육 방법이랑 이름도 한번 물어보고 해야겠네요 자 보통 해수어들은 여러분들이 썸프수조라고 해서 이 물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고 스키모라에서또 이렇게 다른 장비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키워야 되는데 작은 새우들은 그나마 썬푸소조나 그런 큰 장비가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 합니다 대신 환수는 좀 더 자주 해줘야겠죠 봐봐 여기 아래에 썬푸소조 없죠? 어 근데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작게 작게 집에다 하나씩 길러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반가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던 그 니모가 이 친구랍니다 말미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전이랑 다르게 보거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와 보거 봐봐 어 보거 봐봐 어떤 보건지는 이따가 여쭤봐야겠지만 어, 얘가 호기심이 많네요 자꾸 카메라 앞에 와 <laughs> 귀여워 사이즈 사실 그렇게 안 큽니다 여러분들 사이즈는 이 정도인데 어 진짜 엄청 가까이 왔어요 여기에 한 열댓 마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수조 있죠 제가 만약에 박물관을 했었더라면 이수조를 사갔을 겁니다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랜만에 왔습니다 할아버님 오랜만이요? 어, 네 <laughs> 우리 인기스타 할아버님 아, <coughs> 이 친구 이 곰치 야 이게 마스코트예요 사실 저기 얼굴이 쌀벌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소우신이에요 <laughs> 할아버님 혹시 이거 새우 가격이 좀 어떻게 될까요? 종 이름이랑 아니요 네 뭐 이런 애들 음. 얘가 이름이 뭐예요? 혹시? 크리너 새우 크리너 아 크리너 청소 음, 아 청소하는 새우예요? 얘는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? 이 그 정도 크면 2만원 어. 작은 거는 만원 얘네는 혹시 사료 먹, 먹나요? 아, 이건 안 먹는 게 없어요 <laughs> 아니 진짜요? 다 먹어요? 사료도 먹 뭐이 물고기 그 백전병 같은 것도 뜯어 먹요아 진짜요? 어 독특하네요 아, 그러면은 이 친구 좀 작은 친구로 있잖아요 네. 그 친구 두 마리랑 그 혹시 이거 뒤에 막 이런 거 어, 뭐죠? 라이브락. 네, 라이브락 같은 것도 판매하시죠? 그래요. 네, 그거 해서 제가 한번 가져가려고. 네, 그다음에 네. 물도 필요합니다. 네. 신비한 물. 음. 사실 새우는 신비한 물을 샀는데 음. 안 키울 수 없어서 데려가는 거예요, 사실. <laughs> <laughs> 네, 그거 신비한 물도 한1 0 m 정도 음.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산다, 드디어 산다. <laughs> 아, 네, 여러분들 여기 브라인 시림프가 아직도 많아요 오이큰 것도 있어 나 이때 땐 없었는데 이런 거 어쨌든 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와 크다 크다 크다 야 이래야 키울 맛이 나지 아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알도 받고 많이 키웠었는데 아니야 야자 여러분들 야 브라인 시림프가 아직도 많네요 이거 직접 계속 번식하고 사육하고 계신데 야 이래야 눈도 마주치고 키울 맛이 나죠 와 아직도 알배고 있어 오자 이 친구들도 데려가서 제가 지금 요정새우 민물에서 사는 요정새우 키우잖아요 나중에 성체가 되면 비슷한 사이즈까지 키워서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작은 시몬키 애들로 한번 더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 야야 여기 보이세요? 야 엄청 많아 이 친구들이 새끼잖아요 요정새우도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 작은 친구들 데려가 가지고 키워야겠다 그래서 브라인 시림프 요정새우 차이점 키워서 보여드리는 거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, 이거요? 오 아, 이거 신비한 물 저기 담겨있는 저거요? 아 거기 수초가 이렇게 자랐었어요? 와 여기는 바다네 그냥 여기는 이거 리어왕 아, 아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거요 장난이다 아 수초도 이렇게 다 재는구나 저기 저 뒤에 있는 왕은 이거 여, 여, 여거요? 아이 야, 할아버님이 지금 이게 살아있는 이제 라이브 락도 막 있고 말미잘도 있고 했는데 수초가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수초가 많이 자라 있었는데 지금은 좀 조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조명이 약해지면서 죽은 거일 수도 있는데 어제 처음에 이랬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여기 중계청 아웃 사람들다 네. 아그렇 근데 진짜 많이 알더라고요 일을 많이 알아서 근데 저도 소개받고 왔는데 뭐 왔는데 확실히 다른 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35년인데 35년이요? 이 자리에서만 나보다 나이가 <laughs> 많은데? <laughs> 자 여기가 여러분들 35년 거의 35년 전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할아버지랑 샷 <laughs> 네네 여기보다는 더 아, 네. 야, 이게 저도 생물을 많이 기르지만 뭔가 입양해 가면은 기분이 좋아요.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뭐 미럼을 사가든지 귀뚜라미 사가더라도 기분 좋을 겁니다. 아. 근데 전에 왔을 때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. 겸사겸사 수주가 비니까 한번 키워봅시다 오 여기 예, 큰애들이 있다 예. 오오 야야야 야내 손대 야야 <laughs> 아, 야, 야,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어, 큰애들 있어요 아1한 5, 6년 전만 하더라 네이 점포가 1 0 개였었거든 아 진짜요? 용두동에 두개 여기 하나 더 비싸게 주고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들어간다거든 여기 뭐예요? 여기 안에 뭐예요? 여기서 전시장에서 전시장에서 아, 어. 음. 어? 아, 음. 어? 할아버지, 아오, 오할아버지 조금 더 젊었을 때네요. 와. 수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. 여기 큰 거북이, 상어도 이만하면 악어가 와서 그만 고기에 이만해. 이런 거 그만해. 음, 저 이거 하나 이따 하나 가져가도 되죠? 네. 몇 개, 몇 개를 빨리. 이거 갖고 싶은 분들은 우리 여기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오셔도 제가 하나 빼고 챙겨 드리겠습니다 할아버님이 더 주셨어요 이런 거는 돈 주고 못 사요 여러분들 와서 받아가야지 이런 건 그쵸? <laughs> 온다 온다 온다 오 좋아 어 물어 닥터피쉬 같은데? <laughs> 감사합니다 가볼겠습니다 잘 길를게요 와와 와. 사실 촬영하다 말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빨리 집으로 가겠습니다